자 이번에 할 요리는 마늘쫑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한국에서는 마늘쫑을 어, 장아찌로 많이 먹고 그리고 무침채로 많이 해 드시지만 예, 중국에서는 진짜 가정 요리로 이렇게 돼지고기 마늘쫑 볶음을 많이 해 먹습니다 실제로 손질부터 해 보겠습니다 2, 3cm, 3cm 정도 크기로 돼지고기 잘 봤네 해서 마늘과 같이 넣어줍니다 기름 일단 너무 깊이 붓습니다 기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늘 종을 볶아줍니다 기름에 마이많으 생강 마늘 들어니다 그리고 이거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볶아줍니다 네, 요거 익었습니다 이제 불을 줄여주고 마늘 조금 다시 넣습니다 소금, 설탕 한 2스푼 치킨버스 한 2스푼 간장 한0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 맛술 두술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 센불로 이렇게 한 1분 정도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. 자, 바로 접시에 옮겨줍니다. 보십시오. 진짜 싱싱하게 새파랗죠? 진짜 밥과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는 요리입니다 가정식 요리 말종 돼지고기 볶음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습니다